절대였던 걸 알면서도 끝낼 수도 없어 둘리 둘 이름이 지금 계약인 우릴 태울 stage Left to the right we gon' make it make it real 모든 게 선명해 거침없이 higher higher higher So so so so so so On my my mind On my my mind So so so so so so so I've been on 오늘 미세먼지는 freak 자켓 챙겨서 나가 오랜만에 도로 뻥 뚫렸으니